방어 방어 방어 먼저 시작 주황이면 색깔에 따라 또 다른가? 순서 아, 아 모르겠다 어떻게 더 되겠지 아이의 <laughs> 뭔가 Protect the bombs. Op 4 has located a bomb. Be ready for assault. Stay clear of ADS line of fire. 너무 평화로운데? 어? 아? 너 왜 거기서 나와? Op 4 eliminated. Mission successful. 자, 우리 갓 예고. 오케이. 다 캐야겠다. 야, 어쩔 수 없죠 이거는.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거지. 나는 이제 병만 좀 잘 강화하고. 자, 캠을 좀 봅시다. 어우. 어, 무서워. 야따 야따따따따따따 야 야따따따따 휴지 있네 뭐 당연 당연히 있었겠죠 뭐저 폭탄 터트렸으면 뭐 당연한 거고 Yata One friendly remaining. Yata Top 4, last stop standing. 15 seconds. 10 seconds left. Top 4 eliminated. Mission successful. Wow. So good. 오케이 나이스 자 이번 판만 이기고 so good. 끝내자 이번 판 이기고 끝냅시다 좋습니다